Even if I fall deep, even if I fall down, even when people say things that hurt me. I don't care what people say. I'm just gonna go my way. I'm going 19 to 20. I have things to show you plenty. Rose, scent, and kiss. That's all I need from you. My 20 is all for you. myself all night Oh wow 그 누가 내게 뭐라고 짓거려도 안 들이킨 채로 my way는 앞으로 go go go 더 뛰어가 에, 전보다 조금은 답이 느껴져도 내 안에 난 그대로 그게 나니 just go go go and then from now me, me I'm not 달콤한 좋은 향기를 내뿜으며 입을 맞추고 제가 돼버릴 듯이 타오르는 저 태양 아래 나의 그림자가 생기고 태양을 품어버린 저 달처럼 나의 실루엣은 너무나도 예쁘고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새로워져 everyone이 내게 놀라고 그 누가 내게 뭐라 꼬짓거려도 안 들이킨 채로 my way는 앞으로 go go go